반갑 오늘은 지금 스튜디오가 바뀌었죠. 여기는 마사TV 스튜디오인데요. 오늘은 마사TV의 타샤와 함께합니다. Hi. 네, 오늘은 이제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 soto라는 걸 이제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도 아니죠. 이제 이게 주로 이제 닭 육수로 만드는 건데요. 치킨 스타으로 이제 쌀국수 유명인데 이제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이라고 해요. 대략적으로 어떤 음식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Nah, jadi hari ini kita mau bikin soto ayam, salah satu uh, makanan yang khas banget dari Indonesia. Jadi kayak Indonesian style chicken soup. 네, 그럼 오늘 인도네시아 현지 부가 직접 이 타샤와 소토 아이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걸 간다고 하네요. 예. sama lengkuas 3일 정도만 물을 넣고 이제 믹서기로 갈아주면 됩니다 끓는물에다가 이제 닭 육수를 내줄 건데요 이제 닭 가슴뼈랑 이제 가슴살이 붙어있는데 이걸로 육수도 내고 이제 고명으로 같이 들어갈 닭고기도 넣 거예요 같이 넣고 이제 육수를 내줍니다. 네, 방금 믹서기에 갈아준 요거트와 이제 기름을 약간 프라이팬에 넣어서 이제 볶아줄 거예요. 레몬그라스랑 뭐 베일리, 그 다음에 라임 이거를 찌어줄 거예요. 이거는 가 달지 않고 찌는데 찌면 더 향이 진하게 나기 때문에 이렇 그죠? 네, 이 정도로 보니까 우리나라의 흔히 저동 그 부위할 때처럼 약간 좀 벌어지고 결이 좀 벌어질 때까지 봐이까지 이게 향이 진짜 좋아요. 레몬, 라임 막 이런 상큼한 향이 나고서아 너무 좋다. 예? 어, 레몬그라스 넣고 예? 베이스도 음. 네. 찍어서 라이너 하나 네 푸는 것도 같이 넣고 아 3분에서 5분 정도만 이제 볶아주면 된다고 합니다 아, 향이 진짜 상큼하고 아까는 생강향이 강하게 났거든요 지금은 생강향보다는 이제 상큼한 라임향이랑 레몬향이 더 진하게 나는 거예요 예. 네 이제 3분에서 5분 정도 볶아준 이 이제 지한 향들을 이제 이 육수 치킨 스타하겠다가 넣어서 같이 끓여준 거아 근데 이게 조합이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입니다. 치킨에 카레 같은 이 향신료에 라임에 레몬에 아. 화이트 페퍼, 이 흰색 후추하고 그 다음에 이 소금을 같이 넣고 간을 맞춰주면서 끓여줍니다. 작은 수준으로 강이 기 정도 넣어줍니다. 약이 익을 때까지만 끓여주면 된다고 합니다. 같이 곁들여 먹을 이건 샐러리, 샐러리? 샐러리인데요. 샐러리는 이제 우리나라 흔히 토핑 뭐뭐 저는 고기가 큰 게 좋아서 크게 잘랐는데 작게 작게 잘라야 되나 봐요 이면은 이제 삶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보통 삶잖아요 삶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다가 플레이팅을 하고 이제 면, 맥추 채썬 양배추 그 다음에 삶은 계란도 네, 이렇게 사이드에 넣어주고요 찢어놓은 닭고기도 이쪽에 넣어볼게요 이너? 네. 네. 그 다음에 보통 닭발도 같이 넣는데요. 아 귀여워. 같이 넣어주나요? 꽉 잠기게? 아니면 너무 많으면 안 되고 그냥 자작할 정도로요? 네. 너무 네. 네? 이너? Yep. Yeah. Yeah. You know? Yeah. It's, so, so I rice면? Rice. 음. 오! Wow! 맛있는데? 오! 레인? 레인? 아! 이게 속도 아이언이 이게 비가 내리거나 이제 약간 쌀쌀한 날씨에는 더 이게 잘 어울린다고 해요. 근데 지금 마침 비가 딱 rain 내리고 있어요. 아 이게 딱 한 그릇 먹으면은 진짜 소스까지 딱 짙해지는 것 같아요. Tambah, saya makan buah. 와 비가 내리는데 이걸 딱 한 그릇 먹는데 속이 따뜻해지면서 마음이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딜리셔스 베리 아 감사합니다. 아, 다이어트 위험해요. 아안 되겠어. 저 4kg나 쪘습니다 여기 와서. <laughs> 오늘 어떠셨나요? 아, 마사TV? 아, 마사TV에 아, 이제 또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마사TV에 더 많은 레시피를 보고 싶다면 아래 인스타그램 어, 인스타그램 지도로 보시면 더 많은 레시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배워가서 마사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여기 인도네시아 현지에 와서 배워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지로 재밌게 만든 요리, 댓글에 담아주세요. 실컷 많이 배우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 바이바이!